김고은의 박진영이의 비하인드. 비하인 써보고 싶어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바로 예약할게 네! 어, 여기다 생각고 있어 아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나 화장실 좀 다시 가볼게요 어? 안되다 이상아 와봐 수좀 해봐 니 똑똑하잖아 아니 <laughs> 왜 그러지? 어? 안 되겠다 이상아 와봐 수습 좀 해봐 똑똑하잖아 진짜 미안해. 부산대포 아 너무 죄송해요. 아, 아 나도 사투리 쓰는데 너무 <laughs> 근처 다른 식당 알아볼까? 어? 안 되겠다 이상아 와봐 수습 좀 해봐 너 똑똑하잖아 진짜 안 돼. <laughs> 아니 줄리 식당 아니면 사실 다른 곳은 의미가 없어 어 계속 웃어 계속 아 이게 어렵구나 아 무슨 안 되는데 아. 왜 이렇습니까? <laughs> 원래 한번 웃기 시작하면 이제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<laughs> 그냥 계속 웃긴 거야 <laughs> 우시는 거 아니죠? 아이고 정신 정신 집중 수습 좀 해봐봐 <laughs> 너 똑똑하잖아 빠빠. <laughs> 아니 처음에 처음에 이게 다 들리는 순간 <laughs> 처음에 들었을 때그 충격이 었짜 뭐였더라? 아 밥이야 어디야? 나 운동 <laughs> 운동 나가고 있어 뭐해? 거기서 심장이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. 예. 세안 할게요. 미쳤어. 너 빼면. 밥이 아직 힙. 탁라고 알아, 탁구? 어, 나 처음 들어봤어. 절대 모르시죠? 탁. 펄킴? 펄킴? 폴킴은 아시잖 뭐라고 뭐라고? 비가 폴꾸? 탁구 폴꾸? 나 알아. 진짜? 폴꾸를 알아? 어 알아. 탁구는 몰라. 이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포토카드를 여기 씌워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하는 그거를 뭘더잘 만든 것 같아? 냉시하고 <laughs> 뭔가 얘, 얘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. 괜찮아요. 네, 여기 앉아 있으면 준비했어요. 이게 나가려면 내년이잖아요.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콩대 지금 그대로 콩대 있요눈 주세요. 눈 사이즈 어요 자, 로터 음, 어때? 우리 집에서 저녁? 어, 어, 갈래 갈래 완전 좋아 진짜. <laughs> 어, 어, 갈래 갈래 완전 좋아. 아싸. 김고은의 박진영이의 비하인드. 비하인드.